래퍼라 보니까 말 잘하잖아요 네. 우쭈쭈 수빈이가 아까 또 애교 시킨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너무 귀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얘기도 잘해라 아이고 잘해라 어이구 더 이렇게 보여 어이구 지가 더 귀여워 지가 더 귀여워 네 보여줘봐요 지가 수빈아 한세 너무 귀여웠지? 귀여워요 수빈이도 귀여웠지? <laughs> 청량 보여주세요 아, 청량 보여주세요 <laughs> 잘못했어 잘못했다고! 잘못했어! 수빈이가 요즘에 한 가지 방법을 터득한 게 있어요. 야, 어, 저희가 주접 부리면서 귀여워하면은 되게 그걸 이겨내려고 오히려 형들 라인을 귀여워하거든요. 1도 어, 안 통해요. 1도 <laughs>